지금 뭐지? 오예! 어, 흠. 이게 무슨 일이고? nice. 음? 어? 저건 뭐지? <laughs> shut it down. Hmm. Huh? Huh? yes! 어? <laughs> No! 묻고 떠블로 가.